그대를 향해 걷던 발자국 따라 걷다 보니 여기 서 있네 이제 널로 추억들을 따라서 고이 접어 간직하려 하네 yeah, 거른 걸음 다 무슨 무슨 그리 추억들이 많았는지 이제 너를 향해 걷던 걸음을 다시 떠나 홀로 이제 걷는다 발자국을 따라 그대를 향해 걷던 발자국 따라 걷다 보니 여기 서 있네 yeah, 이제 나 홀로 추억들이 떠라서 자꾸 잊어 간직하려 하는 난널 계곡 따라 걷다 보니 여기 서 있네 이제 나홀로 추억들을 다 알아서 발자국을 따라 걷네 발자국을 따라 잊혀졌던 기억들이 서 있고 그 추억들을 모두 다 담고서 너라는 사람을 잊은 척 살아간다 흐르는 걷던 발자국 따라 걷다 보니 여기 서 있네